BW 깨르르 그 풍선 5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깨르르르 전 <laughs> 똑똑한 안티라고 해야 되나? 되려 욕먹이려고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지현이 낫지 전지현이랑 어디다, 어디다 비교하냐 누굴 삐었냐 막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거 씨 욕이야 저거 지능형 안티 맞아 걸포누님 미안해요 안티 아닌데요 너 전지현 얼굴 모르지? <laughs> 3시에 <laughs> 어, 민현이는 조금 있어 내가 봐도 민현이는 한, 한 0.2%아0 2 정도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재능형 한디야 <laughs> 아씨 내가 몰랐네 좋아요와 구독 중간으로 갑니다 예말 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미스터 쏭님 뚝배기 없는데? 안 먹었지 않아 예쁘고오 미안 거기 사람 있어 미안해 아 버기 <laughs> 바보야 그거 털렸어 버기 바보야 기름 없는 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냐 기름 없는 거 왜 얘기 안 해줬냐 아까 큰일 날 뻔했잖아 보금 먹으러 갔다가 기름 나갔으면 어떨 뻔했어 와 이걸 얘기 안 해주네 <laughs> 없이 치킨 먹기 미션 중인가? 사자머리 쓰고 다니는데? 자동차도 고마워 왜 거기 서냐 와 잘 쏜다 요즘 애들 반숙 너무 지려 이거 봐 술타 온줄 알았다 아니 이걸 온다고? 네. 이거 왜 오는데 바보야 와 나 머리 쏜거 알아? 와다보가질줄 알았다 아 삼도 챙겨야지 내 너무 박살나서 끼기 싫은 삼두기 나왔지 삼두 새거? 저거 먹으러 가라고 하는 거지 사장님들이지 싫어 <laughs> 싫어 저 보고 못 먹을 것 같아 음, 위에 소리 난다 위에 사람이 있다 먹었다 먹었다 먹어 이거 먹으러 왔으면 죽었어 바보들아 <gasps> 빵 끊었다 어딘데? 머리 조심하시고요. 저기 있네. 아, 아 도와준 거지. 괜히 kill 뺏긴다고 생각하려고 하다가 괜히 쟤랑 싸우다가 뚝배기가 나갔으면 치킨 먹기 힘들었을 거야.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탑10부터는 총소리를 안 내고 아예 안 싸워서 조끼랑 뚝배기를 아끼는 게 나아. 허, 자기장 뭐야. 경박 3명 남았어 <laughs> 오다가 다 죽었나봐 내려온다 저쪽 보는데 왼쪽에 있나 본데 그 왼쪽 쟤를 안 잡아야겠다 그치 제가 잡아주겠지 제가 이기는 게 나아 트로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톡백이 나갔다. 큰일 났다. 골보 선수 수류탄 저희 수류탄 그렇죠 수류탄을 까야죠 자 수류탄 과연 들어갈까요 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<laughs> nice. 와 다행히 뚝배기 없어가지고 샷전 자신 없었는데 nice.